생각에 잠긴 나 깨워진 영혼 천진난만한 영혼은 어딘가 떠나가네요. 이 모든 것이 익숙치 않아 피곤한 나머지 잠이라는 보금자리로 이끌리네요. 꿈속에 어느 우물가에 다다른 곳에는 신비한 무언가가 나를 부르네요. 마음에 무언가 올리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해요. 궁금해요. 나의 마음속에 찾아온 건 무엇인가? 근데 날 맞이하는 건 왜? 근심의 무게일까? 불안이 날 괴롭혀요. 벗어나고 싶은데 피곤이 다시 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? 쉬고 싶지만 기댈 데가 없어요. 이 무게를 감당 못하는 나는 무릎을 꿇어 눈을 감고 손을 모아봐요.